잡지. 신발. 어, 갈비찜? 갈비찜. 와우. 음, 아깝다. 마키아토 벤치 사이즈랑요 생크림 파스텔 하나요. 드시고 가시면 뭐예요? 네. Thank you. 지구를 살리는 값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과하다시피 만큼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시간이었는데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유지상 푸드 칼럼니스트와 함께 아, 네개살 건데요. 우유 생크림. 돼가지고 남아있는 종이에서 이것만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바닐라 두 개랑요 카야 하나랑 앙도넛 하나 줘 아빠 아 비가 조금 되게 돌아가는 이거를 해보고 자리 잡았어 그럼 안 되는 걸 못할 거야? 그치 그치 진짜 그리고 얘는 뭐 하는 거 이건 좀 포기해야 진짜 나도 진짜 나도 그래 음, 음. 근데 같이 할수 있죠? 같이 음. 뛰고 그건 아닌가? 짧은 시간에서 있는데 그게 솔직히 시간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요즘 어, 네, 네, 네. 근데 솔직히 일단 많이 좋아하고 맞아 맞아

근데 완전 써은 그거랑 똑같지? 이거 샐러드 음. 아, 근데 진짜 한식보다는 양식파인 것 같아. 그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아, 한식. 응, 그래? 나 진짜 파스타 좋아하지 않아? 그치? 그치만 맨날은 못 먹지. 밥을 먹어야지. 맞아. 제가 연기쌤이 차가 맛있을 것같아고 맛있어요. 신이 미술 재주를 주고 먹는 재주를 안 주는 거요